잠깐만 마스크를 벗는다? 뭐였지? 나 이럴 때가 아닌데 9분에 이제 파우쳤는데 지금 6시 반 정도 됐거든요 한마디로이렇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페인트 CD 저기 끝으로 가야 돼되게 지금 3년 만에 3년? 4년? 4년인가? 이번에 저는 익스큐징 이따가 갈곳 우와 이따가 갈 곳이 먹고 있어 먹을 수 있겠지? 난안 먹을 거야 먹을 시간이 어딨어 일단 곰돌이는 봐야 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런 애플도 있고 저희 곰돌이 대가리가 보인다 아, 귀여워 너는 참 몇 년 전이나 변함이 없구나 외국인 길 물어보셨는데 모르겠네? 이제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얼른 가야 돼 <laughs> 가야 돼 가야 돼 밤하늘의 펄 빨리 사고 싶다 아, 나 이럴 때가 아닌데 <laughs> 나 가야 되는데 야 죽인다 죽이네 얘다 <laughs> 지금 느낀 거야 사람들이 마스크를 여기서 벗고 다녀 잠깐만 지금 C, C1, 1, 2, 3 시작한다고? 나 C31인데? 아 지금 1부터 30위까지 여기에 워프가 있어 와 부럽 카트 타고 다닌다 부럽 아 더워 어, 뭐 하는 거야 척추 척추 수술 1700만원 척추 수술 1700만원 야너 그렇게 하면 척추수술 1700만 원이야 오 얼굴이 사라졌어 굿모닝 미라클 모닝 꽃이 나 꽃이 나 C31 C31A가 어디일까? 어? C31 C31 C31 C31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는 건가? 난 국제미아가 되지 않았어 봐봐 나는 어? 전 세계 어딘가 한복판에 떨거나도 잘 살 것 같아 없다니까 잘했다리 잘했다리 잘했다리 한국인은 그치 어딜 가면 무조건 컨센트 찾는다 컨센트 on QR 1038 deeper into Sajan to gate number C38. We request you to remain seated until you are board boarding the process. This is that you are in